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되게 한가로운 날이에요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옷 수선을 하려고 다 빼놨는데 계속 미루고 밀러서 결심한 지 세 달 만에 옷을 한번 수선해 보려고 합니다 뒤집어주면 이렇게 해서 의자에 딱 씌울 겁니다. 머리 부분에. 자, 첫 번째 거 끝. 다음은 이 체리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가 너무 이쁜데 여기 가슴 부분 있죠? 앞부분이 박음질이 되게 조금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그 부분이 벌어져요. 이 부분에 똑딱이를 달아줄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 여기 중간 부분에 하나 더 달아줄까 봐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던 그 스냅 단추인데 이거를 달아줄 거예요. 우와 비닐 안에 종이에 또 비닐이 있네. <laughs> 너무 과대포장 아니야? 조금만 아래에다 달을까? 저는 공식적으로는 왼손잡이거든요. <laughs> 왼손잡이긴 한데 사실은 양손을 잤어요. 뭐 가위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톱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공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오른손이 더 편하거든요.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손을 썼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. 좀 헷갈려. 지금도 오랜만에 바늘질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바늘질은 또 오른손이 더 편한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달아줄 거예요. 짜잔 이렇게 이렇게 짠다 됐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여기 여기 realize 파프리카 아 손도 야호 아 이건 안되겠어 아니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짠! <laughs> 여러분 불안하죠? 저도 불안해요. 이거는 이렇게 하자. 어, 맛있는 냄새 나. 사실 옛날부터 칼질이나 이런 걸 못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해요. <laughs> 도마가 너무 쬐깐하다. 이거 어떻게 했더라? 토마토를 먼저 썰고 그랬는데 토마토도 조각을 내줄 거예요. 아, 껍데기를 뺏겼어야 됐네. 생각해보니까. 음, 별 수 없다. 그냥 먹어. 그래서, 아, 아이고. 넣어줄 거 자, 다음은 양파 썰기. 오, 이 양파 진짜 잘 썰린다. 저는 칼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급 스킬은 없어요. <laughs> 양파를 막 이렇게 썬다든지 그런 건 못하고 다만 열심히 할 뿐. 양파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입니다. 아 너무 매워. 아 눈 아파. 파프리카는 예쁜 주황색 이걸로 한 개만 썰어줄게요. 원래는 무슨 청양고추가 들어간다던데 저희 집은 지금 청양고추가 없어서 <laughs> 뭐 이렇게 커? 이제 소스를 만들어줘 볼 건데요. 소스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레몬즙이 아보카도가 갈변되는 걸 막아준대요. 그래서 한 두 스푼 원래는 라임즙인데 레몬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숟갈 더 넣을게요. 전 뭐든지 <laughs> 맛있는 거 많이 넣자는 약간 그런 주의라 레몬즙 한 스푼 더 소금과 후추를 일단 후추 먼저 <laughs> 다음은 소금. 음, 좋아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양파가 보라색이어서 그런가? 원래 다른 거 보니까 되게 초록색이던데. <laughs> 하여튼 과카몰리는 다 됐습니다. 과카몰리를 만들었으니까 토스트를 해서 과카몰리 거기다 얹어 먹으려고요. 전에 샀던 식빵인데 동기한은 아직 안 지났는데 요새 여름이라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. 자. <laughs> 계란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란물이 아까우니까 <laughs> 왜 이런 것도 하나 못하냐고 어 가위로 사등분 완성 진짜 맛있다.